뭐요? 내가 듣고 싶은 거 뭐였지? 그거 아 불렀어요 너무 어, 웃겼어요 바로 옆인데 언니가 오늘 패션위크 갔다 왔거든요 동대문 여기 바로 옆인데 너무 바로 웃겼어 거야 그래요 한 번더한 번더 누구지? 왜 이렇게